컨디 컨디 아씨 근데 CS를 너무 자꾸 쓰시는 어, 게 방송에서 어, 어. 아, 예, 묵은 처리가 돼야 되기 때 아, s t h i s is red t 아, This is red t 였다는 걸 노래 부른 거예요 3초 안에 이어주셔야 아, 되겠죠? 아, 아, 아, this is red t Yeah, this is red t